Лети! Лети!

너무 올라와서 불었어 요아 <laughs> 진짜 아니 그 수심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앞으로 불어야겠어요 어. 그냥 그 오른쪽 탱크에서 호흡기를 계속 땡겨가지고 쓰면 안 돼요? 어. <laughs>